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! 노랑 통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저희 동네에 노랑 통닭이 생겼습니다. 레전드 맛었어요 지금까지 맨날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쯤에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, 끝까지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맛을 먼저 설명해주고 시작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니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 어떻게 맞아요.